안녕하세요 여러분 Hi hi. 머리는 제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라이온 분들이 항상 그거 보고 싶다 했잖아요 눕방이랑 저도 숙소에서 방송하는 거 오늘 하고 있습니다 벽 금강 아니 벽 금강한 게 아니라 그리 <laughs> 그림 그, 그려져 이사 왔을 때부터 여기 원래 애기 애기들이 살았는데 애기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금간 거 아니? 저 금간도 안 사. 저거 거미 거기 거미도 있잖아요. 어 그러게. 짜라라라. 헬로. 어,